달라진 점은 우선 카메라 뭐 이런 셀카 테스트한 결과 훨씬 좋아졌고요. 이제 완벽하다. 네, 저는 뭐 불만 <laughs> 없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살짝 휜코여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사람들 만나면 항상 사진을 찍기 때문에 <laughs> 그것 때문에 좀 껄끄러웠었어 코가 자꾸 휘어가지고 솔직히 말하, 말하자면 아픈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불편했던 거 빼곤 거의 뭐 아프거나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어요 저도 해드릴까요? 경험상으로 하셔 돼요 <laughs> 원장님이 안녕하세요. JK 성형외과 원장 김성식입니다. 제가 알고 싶은 점, 그 궁금한 점 제가 물어보면 정말 섬세하게 다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그게 너무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궁금증 뭐 이런 게 다 해결되는 제가 뭘 원장님한테 말하든 다 대답을 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셔서 정말 편, 편했습니 저도 처음에 망설였었는데 좀 아프거나 뭐 잘못되나 뭐 내 얼굴 좀 이상하게 되나 뭐 그런 고민했었는데 을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하셔도 정말 잘 되실 겁니다.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10점 만점에 저는 한 10점, 10점, 10점 드리고 싶습니다. 만족도.